이제 한국에 이제 출장을 가는데요. 헤어 기구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사러 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음식사기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 확실하지 못지만 한번 인터뷰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나눠보려고 생각이 있어서 사업자 찾았습니다. 아마 좀 많이 바쁠 걸로 예상이 되고 홍콩도 좀 보고 리프레시하는 시간도 갖고 홍콩에 유명한 살롱이 있대요. 셀럽들이 많이 가시는 살롱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, 국이나 이런 외국에 가면 좀 이렇게 살롱들을 많이 좀 보거든요. 그게 저한테 공부가 많이 돼서 가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. 말이 길어졌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잘하십니다 머리를 하면 항상 느끼지만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드라이만 했지만 확실히 기분이 많이 좋고 또 피로도 조금 가신 것 같고 자고 일어나서 그런가? 그래도 머리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. 하으려고 해요. 한국은 야경이 예쁘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머리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풀렸어요. 많이 풀렸어요. 근 하는 거에 의의를 나냥 과일을